요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기라고 하는데 아, 정말 위기인지 확인해 봅시다. 우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아, 세상에나 뒤에 차트 보이시나요? 거의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막대 그래프는 각각 전국, 수도권, 지방, 서울에 매매가 변동률인데 낙폭이 아, 큰 부분 투자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